밝은 은혜로 좋아하는 은혜로 와주는 나를 내는 은혜로 와주는 나를 은혜로 내눈 반으로 또내 눈을 눈여처럼 하늘과 내가 되려 하는 눈은 눈을 하고 나는 다저 나는 다야야 Baby, baby, baby, she baby. Baby, baby, Jenna, Jenna, Jenna, Chica. Jenna, Jenna, Jenna, Jenna, Jenna, Baby, baby, Jenna, baby, Jenna, baby. Jamie also did it today. I I'm a the high boy, high boy. The I'm a the high boy, high boy. Oh, baby, baby, human and baby. Banana baby, baby 재미없어 쭈쭈쭈 아쭈쭈쭈 아쭈쭈쭈 아쭈쭈쭈쭈쭈쭈 Emergency high boy, high boy. Yeah, I, I, emergency high, high boy, high boy. Baby, got me looking so crazy. 둘셋번 네, 많데 나는 아직 네, 네. 나는 존재 존재 존재 존재 젠젠지 나는 젠 젠젠이 젠젠 젠젠지지 여기는 젠젠한 자요 나는 됐어 에 마늘 짜지 않는다 나도 봐서 안돼 아, 안돼 안되는 거 아니야 너? 마담 마담 바다 나게 마은 바냐 나짠 나짠 나짠 나짠 나짠 하 나짠 나짠 여기 아래에 있는 거는 <laughs> 그 이거